안녕하세요 복덩이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이제 나와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연희동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연희동 주민 소미입니다. 소미하고는 저하고는 정말 오래전서부터 굉장히 한 동네 주민으로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. 너무 좋네요. 일단 어. 연복이 삼촌과 같이 한번 아, 연복이 삼촌 네, 좋아요. 연복이 삼촌과 일을 하는 건 처음인데요. 그래서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요. 네. 아 근데 사실 제가 자기 소개를 할 때 연희동 주민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. 제가 사실 신곡이 나왔어요. 아 신곡? 여기서 부를 수 있어요? 조금? 어. 어. 그럼 조금? 반쪽 같은 소리 하지마 내 반쪽 이제 내 거야 나쁜 여기 이런 그 어. 이런 노래예요? 아 어, 넌내 반쪽이야. 근데 반쪽 같은 소리 하지 마. 그럼 아니, 약간 헤어... 디스하는 거. 이미 헤어진 상태. 아, 헤어졌어? 네, 바람 펴서. 아, 바람 펴서? 그러니까 반쪽 같은 소리 하지 마라고 하는 아, 그런 내용. 그러네. 네. 바람 폈는데 무슨 반쪽이야, 반쪽이. <laughs> 그니까. 나쁜 건 네. 너의 그녀야. XOXO. 야, 세모 들어가면 오징어 게임이네. 그 아니죠. 동그라미 세모 네모잖아요. 아, 그랬나? <laughs> 소미가 나와서 특별히 예, 조리복을 맞춰놨습니다. 한번 가서 한번 입어봐 주세요. 네, 그동안 재료를 잠깐 소개해 줄게요. 오늘 제가 할 요리는 경장 육사입니다. 아,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 짜장 색깔 나왔죠.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. 야 앞치마도 있었는데. 앞치마. 어, 네. 안에. 어, 어, 너무 잘 어울려. 어 이거 맞춤이야 완전히. 딱 맞아요 사이즈가. 크, 센스 있어. 어 그럼 에,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오늘은 에, 어, 경장 육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메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. 연복 셰프님 식당에 한번 간 적이 맞아. 있었는데 이걸 해주셨어요. 진짜 너무 맛있었는데. 음. 고기 채를 얼은 걸 녹여놓으면 좋기는 해요. 썰기가. 이제 요즘에는 뭐 고기채 썰어 놓은 것도 많이 파니까 고기채 음. 이렇게 썰어 주면 돼요 아니 근데 부엌이 되게 좋네요 다 삼성이네 아. 어, 저 삼성 핸드폰 광고해요. 어, 진짜? 네. 오. Z Flip Fold. 와. 네. 많이 사주세요. 내 네, 이거 매일 차고 댕겨. 야망 소미, 야망 연복. 고기를 쓸때 조금 안 좋은 고기를 써도 무방하다 얘기할 때는 항상 이게 들어가죠 화한다고 계란 살짝 쳐주고 약간 넣고 아나 벌써 맛이 육회 같아 그리고 전분 전분 어떤 전분이에요? 이건 감자 전분, 옥수수 전분 다 관계없어요 딱 잡았는데 올리브유 잡아왔네 이것도 지금 그냥 대충 손 가는 대로 잡아온 거예요 이거 이제 쫄딱쫄딱 그리고 이제 딴 거 준비하면서 하면 금방 돼요 음, 오 머리 감는 것 같아요 어 진짜? 음식 볶는 거는 그게 크게 일손은 안 가요 근데 이제 피 만드는 게 조금 손이 가요 피를 만들기 좀 귀찮다 하시는 분은 만두피 써도 돼요? 만두피는 조금 작아요 싸먹기에 아... 싸먹는 피도 파는 거는 있어요 근데 음. 오늘 저만 따라서 하면 쉬워요 오... 인덕션 아 요즘 인덕션 잘 나와요 우와. 금방 끓어요 일단 밀가루 500ml 500ml면 물이 딱 절반 250mm. 이 예, 이게 투명해서 잘 안 보여요. 이, 이, 여기 500. 지금 300. 300? 500 여기에요. 이거 훨씬 더 많이 아, 들어가요. 아, 이게 500이야? 네, 이거, 이거. 500. 아, 야, 이거 500. 멍청아 할게요. 어, 어 같은 투명이라서. 어, 지금 또 600이네. 600 넣으실까요, 그냥? 아니, 아니. <laughs> 아, 그래요? 아, 600 넣을까? 600. 6 0 넣으면 물이 300. 네, 600 어, 오케이. 넣어줄게요. 어, 금방 끓었어요. 금방 끝내니까. 삼성 인덕션 좋아. 좋다, 삼성. <laughs> 광고를 포함하지 않은 영상입니다. 아, 소금 한 꼬집, 한 꼬집이요? 조금만 쭉 넣어줬다 꺼주면 한 80도 돼요. 그러니까 반이니까 이제 300. 아, 물은 하기 좋겠다. 아, 밀가루는 일단 다 부어봐야지. 이게 밀가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있어. 그래서 가끔가다 강의 가서 애 먹을 때도 좀 있어요. 분명히 레시피대로 했는데 안 맞아. 오, 좋은데? 네. 딱 맞습니다. 그러면 아유, 어떻게 하나? 상표를 얘기해 줘야 되나? 중용 밀가루 백설. 백설. 야망 소미, 야망 연복. 바닥에 밀가루 깔고 오. 이렇게 이제 이 입자가 고와지게 칠해줘야 돼요. 이런 쉬운 건 절 시키실 것 같으니까 제 준비하고 있는 거야? 네, 손도 떼고 앞치마도 응. 둘렀어요. 어? 야, 앞치마까지? 음. 오, 되게 말캉말캉하네. 응, 이게 말캉말캉해야 돼 이렇게. 둘, 셋. 이렇게 하면 이제 아, 얘네가 나오는 거에 배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눌러 눌러주는 꽉 이렇게 꽉꽉 여기다 기름을 바를 거예요 참기름 들기름 해도 돼요? 들기름 해도 돼요 응. 응. 이런 참기름. 거 궁금해하실 거예요 들기름 이것도 되게 응. 좋아 보이는 갈... 들기름이네요 응, 이것도 선물 받은 거예요 아... 여기도 이제 위에 살짝 밀가루 살짝 살짝 뿌려주고 굉장 겹치는 거예요 오 팬케이크 아 팬케이크 응. 복동이 여러분들은 이제 별거 아니네 그러셨다가 야 이제 별거 나왔어 그래도 가끔가다 한 번씩은 이런 아,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이거 네.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자.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이제 이거 갖 미는 거예요 천천히 끝에까지 지나가 버리면 안 되고 이렇게, 네, 이렇게. 끝에 이렇게 끝에 지나가 버리게 되면 얘가 붙어서 안 떨어져 나중에 떨어져야 되거든 나중에 굴 때 다시 떨어져야 돼 어, 이게 넘어가 버리면 안 돼. 이게 빵맹이가 이렇게 쓱 해서 쓱 가버리면 음. 끝에가 뭉개지니까. 그 또띠아로도 해도 되나? 뭘? 아, 또띠아로 해도 되는데 그... 좀 뻣뻣해, 또띠아. 음, 음. 멋있다, 약간. 오! 어! <laughs> 내가 야채를 쓸 테니까 어, 소미는 아, 저 밀가루를 구워요. 갖다가 올려놓 거. 아, 바로 그냥 뭐안 어, 두르고. 안 두르고. 근데 살짝 익으면 한번 뒤집어지고. 근데 이게 구워졌는지 안 구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? 이렇게 이제 여, 여러 번 아, 뒤집어야 돼요? 아, 여러 번 뒤집다 보면 아. 이제 그리고 이게 중간에 푹 올라와 여기에 쌈 싸먹을 어, 야채가 필요해요 또 볶을 야채도 필요하고 네. 아, 어, 어, 뒤집혔어 머리를 썼죠 자 여기서 이제 야채 어 탔어 아탄거 내가 먹을게요 저 탄 거 좋아해요 오케이 이거 이제 이렇게 하고 이 옆에다 딱 때려서 뿍 올라왔잖아 딱 네. 때리면 그 공기가 밖으로 퐁! 네. 아 네. 그러면 이게 아, 이렇게 어딘가 구멍이 나 있어 음. 뛰면 돼싹 뛰면 나중에 이거 싸먹으면 맛있어요 약간 참을만한 어. 약간 아 그럼 안은 살짝 촉촉하네요 그렇지 살짝 촉촉하고 음. 안은 촉촉하고 와 아, 어쩐지 이거 맛있더라고 어딱 좋아 그러고 있다 볶음 요리에 또또 아. 아. 자, 어 잘하고 있어 아주 그래도 소미 때문에 내가 시간 벌어서 여기서 이거 준비할 수가 있지 자 식을 때까지 좀 냅둘게요 그래? 어? 근데 왜 뜨거울 때 뛰었을까? 그러니까요 식이 냅둔 다음에 그러셨어? 괜찮겠네. <laughs> <laughs> 죄송해요. <laughs> 나 제가 계속 고민했어요. 이거 가, 다, 어, 나 죄송, 죄송. 아니, 아니, 괜찮아요. 어디지 그셨어요 아, 괜찮아, 괜찮아. 복덩이 여러분 중 한 분은 이거 이렇게 던질 생각 했을 거예요. 너무 뜨거우니까. 근데 제가 대신 해드렸고 그거 따라 하지 마세요. 숙주나무는 살짝 뒤쳐야 되니까 물을 좀 끓일게요. 숙주나무는 많이 안 뒤쳐요. 살짝만 뒤쳐주시면. 응. 예. 찬물에 헹궈야지 이제 그 식감이 아삭아삭한 식감이 남겠죠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어, 여기 야채 세팅은 끝났습니다. 화하는 과정에서는 기름, 기름을 어느 정도 둘러줘야 돼요.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? 화 화요? 화한다 고 그래요. 이렇게 고기를 계란 기름 좀 넣고 전분을 넣고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이렇게 좀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져요. 어. 이렇게 연기가 날 때. 이렇게 해서 놓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, 잘젖어요 조금 번거롭기는 해요 근데 만들어 놓으면 자기 인생 요리가 될 거예요 진짜 보장합니다 인정 네. 이렇게 해서 어, 이렇게 고기가 익으면 이렇게 여기 어? 덜어주세요 기름을 빼는 거예요? 네, 이렇게 빼가지고 아까 화한 기름을 남은 걸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좀 넣어주시고 파 마늘 이렇게 딱 넣고 좀 볶다가 양파, 죽순, 표고버섯 죽순 집에 없으면 안 넣어도 되나요? 네,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. 이제 이렇게 볶아 주시다가 간장 한 스푼 정도. 어. 약간 여기는 잡채 향이 나요. 어, 그렇죠. 이거는 그렇죠. 응, 응. 야채하고 간장을 넣으면 잡채향이 나요. 네, 이 물을 왜 준비하냐면 짜장 가루를 넣었을 때 이 물이 꼭 들어가야 돼요. 그리고 요쯤에서 고기를 넣습니다. 오, 양 많다. 와우. 오. 이제 일반 중국집에서는 그 춘장을 넣는데 춘장을 넣게 되면 부재료가 또 많이 들어가요.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저는 짜장 가루를 넣습니다. 3스푼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물을 한 3스푼 넣어줄게요 하나 둘 셋 물이 들어가야지 이 짜장가루가 풀려요 3스푼 넣었어요 3스푼 음. 색깔이 조금 더 진하게 나오네요 자 이제 완성됐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걸 이렇게 한 장 펴서 이거 야채를 조금씩 너무 많이 넣으면 어, 싱거우니까 그냥 조금씩만 골고루 경양육살로 올려놓습니다 음. 음. 말하면 뭐야 당연히 맛있다고 그러죠 계속 생각했어요 이 피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근 네, 음. 없어요 음. 이거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해요 음. 자세히 보시면 힘들지는 않아요 조금 번거로운 건 있어요 근데 뭐 한식 할 때도 뭐 찌개 하나 끓여도 이거 다 재료 손질하고 뭐 하고 맞아. 하기 때문에 그게 그거일 것 같아요 음. 오늘 전소미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꼭방이 여러분 스피드 게임이에요 <laughs> 신곡 XOXO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억해주시고요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중식 중 하나입니다 꼭 한번 해 드셔보세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복덩이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